아 진짜 맛있다 들었네 아주 음 눈으로 먹어 눈으로 어떻게 그래도 둘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긴 사람만 먹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것 때문에 <laughs> 헤어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근데 사람이 진짜 많다 여기 한국 아닌 것 같아요? 이게 2013년도에 생겼다고요? 우리나라 최초라는 게 대단하네 음. 와 토치를 양손으로 와저 만드는 거에 빨려 들어간다 오. 묵집밥 할까? 묵집밥 목, 뭐? 셋, 빠! 아, <laughs> 어 뜨겁다 물티슈를 감고 있는데도 뜨겁다 내가 들어줄까? 어? 나 냄새는 맡아도 그림의 돼. 떡이다 <laughs> 맛있어? 어 너무 맛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다음 빨리 가요 빨리 다음 게 아니라 자 이제 다음 게임을 위해서 다음 메뉴 뭘로 먹지? 치즈 왕창 통삼겹 이 맛있겠다 참 참 참 아, 어, 어 담당 드렸어아 조금 구질구질했어 오빠 참 참참참참 참 참 참참아 이렇게 하는 거지 참 참참나 먼저 가 갈게 먹고 와 어, 아니야 나 먹는 거 봐야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줘 아 이거는 양념이 돼 있는 거고 하나는 안 돼 있는 거네 오빠 미안한데 이거 잠깐만 들어줄래? 나 젓가락 쪼개야 돼서 아 진짜 쪼개고 싶다 <laughs> 나를? 승자의 여유 어 진짜 맛있다 음나 집에 갈래 가자 다음 거음 맛있어? 음 너무 맛있어요 한님만 주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네. 음. 어, 표정 관리 안 되는데? 네, 옆에 좀 빠져도 되고. 맛있어? 여기 꽉 들었네 아주. 음여 음. 뭐야? 바위보 가위바위보. 이건 이겨야지. 그래. 드디어 내 음식, 내 차례. 거의 뭐 비주얼이 고구마인데? 아니, 떡이야? 응, 떡. 이건 데리야끼 소스예요?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제 첫 음식. 그거 흘리면 안 되지. <laughs> 이 음식들 말고도 진짜 먹을 게 많아요. 난 사실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여기 생각보다 맛있네. 여기다! 이거는 조금 먹힌 걸어야 된다. 아... 묵집바 한번 더 할까? 묵집바?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고 <laughs>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 너 손이 말을 잘 듣네 아 큰일 났네 벌집 봐 윤기가 자르를 소르네 저희가 게임을 했는데 네. 지는 사람은 못 먹게 네.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졌거든요 네. 아 근데 이거 먹어봐야 된다는데 어떡하죠? 네, 내일 와서 먹어보면 되죠 내일? 어. 나한테 내일은 없어 너는 부산 사니까 언제든 올 수 있잖아 나 내일 이사가 <laughs> 어머 왜 숟가락이 두 개지? 네,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꿀 흐른다 꿀 음, 너의 눈물도 흐르게 될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먹어봐야 되지? 내가 한번 해볼까? 어디서부터 먹어야 돼? 내가 한번 각을 잡아볼까? 음 괜찮아 그럴 리가 없죠 벌집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건강한데 진짜 달아 눈으로 먹어 눈으로 한입 하고 한입 먹어봐 눈 맛있지? 오 종마탱 <laughs>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들 꼭 먹어야 돼나 디저트 참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? 그냥 미쳤어 진짜 음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음. 마지막 미션 음. 미션을 마지막에 공개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먹었던 메뉴 가격? 합산? 어? 맞는 것 같은데 맞지? 이야 아. 자 삼겹살 응? 그리고 닭꼬치 어 그리고 갈비튀김 어. 5 0원 하고 와플 5 0원난8 0원응 저희 18,000원 다시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안 할게요 안 할래 아예 맞는 것 같아 멍멍이 수작 부리지 마세요 애매한데 19,000원? 아 뭐야 이거 500원짜리 있어요? 아나 독심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만약에 연기면은 진짜 대박이다 그럼 19,000원 아니야? 그래 19,000원 할게요 그러면 총 금액 18,000원이니까 1 9 0 0 0원 19,000원 19,000원 19,000원 가겠습니다 네 미션 실패. <laughs> 설마 18,000원이야? 설마 18,000원? 18,000원. <laughs> 와 진짜 멍멍이 수작들. 우리가 놀아놨어. 우리 멍멍이 수작이 놀아놨다 음. 지금. 오랜만에 미션 실패를 하셨네. 아, 안타깝다. 아. 아. 내가 장난칠 때 저런 기분이었구나. 근데 맛있는 음식 먹었잖아요? 맞아 맛있게 잘 먹었으면, 됐지. 됐지. 재밌었어. 음. 차 이래 선발이야. 감사합니다. 깡통시장으로 오세요. 퇴근!